같은데도 어떻게 보면 좀 느끼하거든 튀긴 게 기름이 많은 것 같아서 생각보다 많이 안 나는데 몰라 그다 다음에 그 사이나 그